다 잊어버려. 打开打开 어, 你的礼物你的礼物， 무슨 말이야? 내 선물. 네 선물. 네가 사, 네 네 선물. 너 다이몬드가 그 키스 선물. 났어. 네 선물. 打开看看. 打开看看， 뭔 말이야? 열어서 봐. 아, 대단해, 대단해.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였어. 谢谢.谢谢，我很我很喜欢喜欢喜欢 <laughs>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마지막 요것만 아는 게<laughs> 喜欢 喜欢 재밌어요 좋아요 환이야 환이를 거꾸로 했어 喜欢喜欢 중간에 희환 이랬단 말이에요 아, 희환 희 시을 때니까 喜欢喜欢，我非常喜欢我非常喜欢， 매우라는 거 똑같아 很喜欢很喜欢，很喜欢非常喜欢자非常이 매우야 똑같아 非 어, 非常 F 非常非常 어, 喜欢喜欢， 자, 很喜欢很喜欢。打电话打电话，几点打电话几点打电话？ 무슨 뜻이죠? 어 전화가 울렸니? 지대는 뭐예요? 지대 문을 연. 전화번호. 몇 시에 몇 전화할래? 시에 아, 전화할래? 지금 다이아몬드를 지, 지덴 다 지덴 七点 打电话 电话 몇 시에 전화냐? 그랬더니 下午下午三点三点怎么样?怎么样？ 오시시 어때? 아,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打工打工打工打工你几点你几点点去打工你几点去打工？ 오! <laughs> 감자 붙잖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 晚上 완샹 저녁이에요. 완, 완, 자, 완, 완, 샹 완샹, 완, 완, 완 자, 원안, 편안한 날 녹색의 원안, 원안, 이게 굿나잇이요. 아. 자, 원한, 편안한 안자를 쓰면 굿나잇이요. 아, 원한. 어, 원한, 원한, 원한 원샹, 원샹. 리어덴취 리어덴취 무슨 말이야? 저녁에 리어 이게 뭔지 모르지 않아? 미국 아, 이거 맞아요? 응 어, 대단하다. 이걸 알면 진짜 이 한자 알면 리오 이거 뒤에 뭐라 그랬죠? 취. 아, 예. 시 간다고. 취. 어, 그렇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자, 이거는 음. 다죠. 다죠. 다죠. 다죠. 다지죠. 다 지죠. 몇 퍼센트 깎아주나? 아. 어. 다 지죠. 아, 다 지죠. 다 지죠 돼야지. 아. 다 지죠. 다 지져야지 이제 이게. 네. 아. 야 대단해 대단해. 자 음. 마지막 이제 자 지읍 지읍 지읍 지읍 구기 종목이 지읍 지읍 지읍 지읍 란치읍 란치우 농구야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란치읍 와 乒乓치읍 乒乓치읍 保宝保龄保龄保龄球保龄치읍保龄保龄 자 그다음에 까우루 프 까우루프 까우루프 까우루프 자 공프, 공, 골프가 뭐예요? 까우루프 예단에 그것만 알면 돼자 카이 카이 카이슬 카이슬 네, 이제 몇 번씩 출발했어요 시진핑이 카이슬 카이슬 하우더 카이슬 하우더 카이슬 시 전공더 전공더 이양 이양 이양 같은 모양 같다는 거 same 不一样。자 이양 뿌이양. 이양 뿌이양. 동의 뿌동의. 동의 뿌동의. 이양 뿌이양. 이양 뿌이양.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뿌이양. 뿌이양. 다르다. 뿌이양. 뿌이양. 뿌이양. 뿌이양. 자, 好的开始 무슨 말이야? 좋은 이始 어, 개시는 출발은 정공 더 뭔가 같은 같은 모양보다 그냥 같다. 시작은 세임이다니까. 성공한 거랑 어, 같다 전공도 이야. 자, 好的开始开始好的开始是 好的开始是成功的一样 이양.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요것만 자 아이고. 이양 이양. 다른 거는 뿌이 됐어 이양 부양 세 번만 하고 마치겠어요 시작 이양. 뿌이양. 이양. 뿌이양. 이양. 뿌이양. 이양 뿌이양 동의 시작! 동이, 뿌통이, 동이, 뿌통이, 동이, 뿌통이, 이양, 뿌이양, 시작! 이양, 뿌이양, 이양, 뿌이양. 오케이, 여기까지. 싱. 야, 60%. 60% 왔어. 야, 하나쯤에서 60. 60 싱클러 싱클러 싱클러 싱클러 싱클러 야 대단하다 무서운 사람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야 대단해 대단해 야 그래도 12시 전에 끝났다 제일 일찍 끝났네 11시 59분이네요 어. 대단해 대단해 와 대단해 대단해 병원에서 잘해 네, 잘 나가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깨친 거지? 깜짝 웃는데그 유심이에요? 응 대단해 대단해